난 내 세상을 내가 스스로 만들 거야 똑같은 삶을 강요하지 마 w 널 사랑해 그 시간들이 내게 가져왔던 상처만이 나를 만들었지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지워졌어 예전의 난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상상할 수 없던 나의 모습을 거친 눈빛만큼 만큼 기적 같은 세상도 달라졌어 나는 강해졌어 두고 보면 너도 알게 될 거야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너를 잡고 싶었어 yeah. 그녀는 어디 갈까 어떤 남자를